이거 먹고 싶으면 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앉아야지 아예 엎드려야지 선 손, 손, 손. 아! 손, 손, 손, 하이도 손, 손, 손, 브랜디도 손. 쳐 예뻐 서 이거 먹고 싶으면 손 해야 되는 거예요 <laughs> 이거 먹고 싶으면 아, <laughs> 브랜드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은 손... 아! 프다고요 손가락 물면 어떡해요? 아이고 Okay, cool.